옥동자가 좋아요? 누가 봐가 좋아요? 둘 중에 뭘 살까 고민하다가 옥동자를 골랐어. 음, 뭐 살까? 뭐 사면 나 살래 이 빨간색 예쁘지 않아? 근데 빨간색은 내가 소화할 자신이 없다 아니 옷을 생각해봐 하얀색이 더 나아 음. 어, 어, 어, <laughs> 결국에는 똑같은 걸 사기로 이거 사야겠다 이렇게 두 개 사야겠다 재고 없어 와 뭐 하나밖에 없으면 전쟁 아니야? 장갑 추천. 어, 반응해주안 돼. 이거 어떤 분이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노랗게 물든 거 햇빛에다가 놔두면은 괜찮아진다고 해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려고요. 완전 방이 통통 비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미 두 번 정도를 아빠 차에다가 짐을 가득 실어가지고 본가로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짐이 아직도 엄청 남아있어요. 네, 제 방이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 방에서 살고 이제 이 방은 안녕입니다. 신계는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꾹꾹핀 달아주려고요. 응. 음. everyone who this calls for. Don't say it. Something. I've been super annoying. 음... 어, 끝났어. 음, 네. 어, 끝났어. 알아듣는다 싶으면 감추는 거 아니냐고. 대중적인 소통보다 자신은 더 거기에야.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고 사람을 죽여. 그니까. 미친 쓰레기구만. 그니까. 둥근. 별거 없는데? 별거 없지. 뭐야? 뭐야? SK. 뒤에의 기둥인 것 같아. 뒤에의 기둥 보수준이래 <laughs> <laughs> 알겠어. 풍부. 알겠어, 알겠어. 잘 알겠어. 내려. 색깔이 딱 진짜 내리는데. 데리다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팟 케이스도 달려있고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메고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스누피 파우치 이렇게 복슬복슬하게 생겼던 그 파우치가 포인트라고 생각해가지고 <laughs> 그거를 꼭 같이 달고 싶었는데 그게 인터넷에서는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매장 가서 사려고요 이거 뭐야 이거 에이, 몰라 어쨌든 더러워지겠죠? 괜찮아요 근데 이거 진짜 귀엽긴 한데 여기다가 에어팟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업을 빠졌거든요? 근데 <laughs> 무슨 PPT가 미쳤어요. 아, 네. 아, 진짜 미쳐버린다. 아이폰 찾기. 아니 왜 내 핸드폰이 없지? 진짜 환장하겠다. 구이 아. 아. 아.

공부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고생하면서 자고 싶다 어 이거 지금 딱 제 상황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괴로운 일 격렬하게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괴로운 일 vehemently vehemently vehemently vehemently vehemently vehemently 그래서 오늘은 단어 31개 베스킨라빈스도 아니고 외우고 교양 공부를 해야 돼요. 어? 아니 저걸 친구가 <laughs> 보내줬는데 진짜 너무 웃기네요. 다음 시험이 3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대충 빨리 밥 먹고 남은 시험 공부 조금 하다가 다시 나가려고요. 우와. 진짜 이제 비춰봐야지.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어 신기해. 이거 진짜 꿀팁 알려주셨네요. 대박이에요. 사람 진짜 오늘 없어.